Dun,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이거 Maybe I'll do a challenge. How about that? Um, maybe I should uh, change the wheel or something. So I'm gonna add these two together. 아니요 하세요. 그라 주세요. 네. 그리고 네, 이거 시크 wasabi, mayonnaise, milk, strawberry, cool pop. Pretty good. go. that time I don't have Seiko, so I couldn't show him that like I drink Seiko. But this Seiko is not cold. You go room temperature Seiko though. Let me open this. Seiko makes it more powerful. Mm, it's the smell. I spilled it already. 지코 먹는데 뭐가 그리 신나 유리 바보 아이고 진짜 맛있어 아이고 It's red now 이거 랩스틱 있어요 유리 자꾸 거짓말하면 코 길어진다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sighs> I feel 이거 happy don't 무너지만 go. Money, money, sugar 여러분 This is too much sugar Yeah, too sugar You need to go to the <laughs> doctor Don't have to, don't drink too much though I already drink like this much Already drink this much 아니요 하세요 Apron <laughs> Okay, now I have apron some music What when Oh yeah, music. You go ASMR.

guys ready? Let me go. Daiki, daiki, daiki, daiki, daiki, daiki, daiki, daiki, daiki. 아유, 왜 언니 전충이야? 왜 언니? 소름 넓어. 다이기. 아이씨. Okay, one more. No me anéis. No! No! Moje G! A, ah, Dagi. Ne, Ne, I need, I'm a streamer, I have the right. You know, all the final decision comes on me, right? Okay, Dagi! 我可以放 mayonnaise、大 t I 啊！我 n t w a n 我 mayonnaise，我 go mayonnaise is so 少 a r e w h y t h r e e four times, five times？ Sico, Okay, Sico mayon, Sico mayonnaise, Sico mayonnaise and daigi. Thank you. Okay, so let's try this one first. Let's try 이거. 아이고. 이거 글라프 있어요. You guys show me the cool way of eating it. 어, 글라프. 우유 맞아. Hey,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Garbage. 이거 뭐야? 아기. 자코, 밀크, 지칼렛 고고. 스콜라테. 딸기. 딸기, 데디디. Okay, I think that's good enough, 딸기. Four. two 딸기, five, five 딸기. 딸기. Um, Uyu. Okay, Uyu, Uyu. Or Uyu. What the hell is that? Uh, Uyu, what's that? Right. Sequel. Experiment? It looks like experiment more. Anyway, it's gonna spill. It's gonna spill, it's gonna spill, it's gonna spill. It's gonna spill. I feel, I have a feeling it's gonna spill. Wait, wait, one second. Okay. Okay, good enough, good enough. 네, 이거 믹스. Nike. Oh my god. Milk. Uyu. Uyu. Uyu. Okay, uyu. One second. Maybe I shouldn't wear this. 의무교육 12년 난내 영어 실력을 믿는다 음. 한마디 해야겠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나도 괜찮아요 밥 모자 우리 아이고우시코딸기우유다이아빈더가오케이맥스오케이시코딸기우유떡시코딸기우유떡어아 d o n The daigi. I think daigi will add the sweet flavor. Mmm. 이거 다이 sweet, spicy, a little bit sour. 음, 이거 사람 이거. He's so cool. He's like, he's like. 표정은 과연 먹을 수 있... 잘 먹네. 이거 미안네이즈 없어요 이거 케찹 있어요 What? What? i t water? 아이고 뭔가 뭔가 일어나고 있음 케찹 케첩 어, 타키 타키 감사합니다 이거 let's try the d o g 이거 아유 이거 캐랑 있어요 여러분 뭐, 캐랑 떡랑 이거 이거 오케이 옆집 뱅송이 이렇게 맵습니다. 음. 이것도 음? 이거 딸기떡 할머니가 보셨다면 100% 등짝 스매싱. 음. 감사합니다. It tastes like tastes like 딸기 모치. 그래서 내가 냉면 소야 내가 음, 음, 하? 올리기만 도네셔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딸기 먹지 딱코앞음 굿. 그냥 아니요 하세요 애플파 아, 진짜요 I have a apple 아 미안 저기에 밥 비벼 먹는 거 상상해버렸다 진짜 하면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포파 있어요 네 아고게 포파 I don't wanna waste I'll put um two 포파 two 포파

해먹겠습니다. 와, 역시 홍콩 사람인데 캐나다 살면서 한국어 하는 뜻이라서 그런지 식성이 참. 네. okay, I don't have a spoon. Okay, I'll just. 이거 넉! 시코 냄새 와우 와우 와우 배불러 이제 I can't eat anymore this is so bad oh my god 솔직히 이 정도면 룰렉 0.1% 아래 있을 만한 건데 이걸 본인이 웃으면서 하시네 진정해자 방송이네. 감사합니 Describe taste. It a s t e like 이거 피우파도 이거 피우파 예, 이거 피우파도 이거 아마 이거 음, 뭐라 r u n g y It's like um, um, it's like you 이거 이거 화장실 이거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이거 음, 이거 똥, 통 많이 많이 통 이거 마 통마 통마 통마 알았어요. Finally disgusting now. 네, 맞아. 이거 정말 tastes like tastes like poop like poop and and dirt. 음, 이상해 이거. 이거 하나 just 이거 하고 just woke up 하고 let me show you how much. Oh, I miss it. 저리 from who? 아이고, 오, 와. Woohoo! Woohoo! I... Holy... Wow! That... Wow, wow, wow, wow! I missed a explanation there. That one. 이거? Um. Finally this disgusting Yeah. I go. Oh my god. It tastes so bad. 이거? 솔직히 이 정도면 룰렉 0.1% 아래 있을만한 건데 이걸 본인이 웃으면서 하시네. 진정해자 방송이네. 예. Which one did I miss? Sorry if I missed your thing. No. 솔직히 이 정도면 룰렉 0.1% 아. 아래 있을만한 건데 이걸 본인이 웃으면서 하시네. 진정해자 방송이네. 제발 제발 아이고 엔조이 퓨퍼 프로 주스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아,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네 one last o 이 oh my g 이건 진짜 진짜 음. 이거 의상 뭐예요? 아 대박 우와 What s life man? This is 이거 딸기 딸기 딸기 정말 음, 호란색 아, 어, 해소백 이거 진짜 이거 1년 풋 아니에요 이거 이거 alien food 아니에요. 이거 이거 human food도 아니에요. dog food도 아니에요. 이거 I don't know what what kind of food this is. 이거 진짜 에 감사합니다. 전광문이라고 어림도 없다. 암! 암! not. <coughs> Don't cry to Don't cry. Yeah, I'll finish it all. I'll finish it all. 진짜 이 감사합니다. I don't cry. I don't have to finish it. MBA. Today you NBA ma. Mmm. How come it's not playing? Today you NBA ma. Hmm. NBA is so young. Okay, I'm done with this. This is a paper.